여기 진짜 여기 사바처럼 원래 사바인데 근데 네, 지금은 이거 진짜 사바처럼 나중에 이거 왔어요 tầm đảo mù sương nữa. và bây giờ thì mọi người tập trung ra đây rất là đông này nhiều bạn ở đây Thank you. đây với Sapa thì cũng như nhau mọi người tập trung ở đây cả kỷ niệm tam đảo mù sương tam đảo vĩnh phúc mù sương 哇，太猛了！嗯。对。 여기서 베트남 탑나오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경하는 것도 많습니다 위치는 좀 가까워 하노이에서 여기까지 한시간 걸립니다 사행호는 햇빛 좀 나오고 아니면 그 안개가 많이 끼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주말에련인데 이쪽으로 사람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는 그냥 외난의 건문도 짓고도 있고 여기 올라가서는 시장 시장 안에 그리고 호텔도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식당은 엄청 많고 어저께는 안개가 많이 끼쳐서 아무도 안, 안 보이고 오늘은 다행히 좀 보아요 지금 사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과인과 그 그리고 식당이나 좋아 예, 진짜 여기 좋아 지금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여기 베트남 베트남 땀다오 여기 과일 같아요 단키라